안녕하십니까 맥스김입니다 오늘은 바람 쐬러 토요일인데 나왔습니다 아, 지금 짐벌이 아니라서 카메라가 좀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 간다 고 그랬지? 아들? 네 경인항에 갑니다 경인항에 하도 누구냐고 물어봐서 <laughs> 이제 우리 대잔데 성당 대잔데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여보 어때요? 오늘 나와보니까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와사람씨 얘기하지 말고 표현 좀 멋지게 해봐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해서 뭐 뒷얘기 안나 아유 옷이 음. 저다 폈네 그래요? 여기는 저, 저, 저 꽃이 저렇게 다핀것 같아요 어 그래요? 꽃이 폈어요? 네. 지금 저 밭에는 뭐 파랗게 파도 지금 뭐 이게 나는 거야? 마늘인가 파인가? 파, 페파예요 어저 그 저 뭐야 능수버드 어 능수버드라 응 <laughs> 여기 어디 저기 아, 아라뱃길 가는 길이야 음어 그래요 아라뱃길 여기로 가는 거요 이게 옛, 이게 저기 김포 내립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원래 길에 아 그렇구나 음 이렇게 오는구나 내립지가 음. 내립지는 저 위로 가는 거지 음.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멋진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라뱃기라고 여기 경인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 네아 여기 그 전에 여기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에요 아, 그 전에 여기 녹화로 한번 왔던 것 같은데 네 그, 맞죠?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녹화 그, 저기서 아니 저 길목에다가 저기 또 저렇게 텐트 쳐놓고 있는 사람 그것도 그, 그만의 또 낭만이에요 <laughs> 아이고.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길목에다가 저렇게 치고 있어요. 뭐 텐트를 치고 뭐 있어요. 지금. 먹 버렸어. 그러게. 쓰레기를 어떻게? 네? 그, 쓰레, 뭐 쓰레기를 이렇게 다 버렸어. 버린 걸 어떻게 하냐고 글쎄. <laughs> 자기가 해결을 이, 해 이거 좀 이거 좀 한마디 더 풀고 약간 숙이고 잘 보이죠? 응. 잘 보이잖아. 잘, 잘 보여? 잘보이잖아 당신이 좋은 거예요 <laughs> 나는 찍을 테니까 <laughs> 자 우리 노래 한 자리 할까요? <laughs> 아니 노래를 둘이 같이 시작하고 불러야지 그냥 먼저 보내고 바닥까지도 나란히 부를까지 곧바로 질러대야 돼 <laughs> 아니 한다고 그냥 해야지 음. 뭐 그렇게 계속 자 우리 우리 이렇게 갑시다자 나란히 시작 나란히 나란히 걸읍시다 당신과 나는 평생 동지 잠잘 때 조용히 데려가요 이렇게 얘기해도 싸우진 말이에요 아니 싸우면 맨날 그 저기 저 그그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그 뭐그 뭐, 그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다시 안 볼 사람 아니야. 아니 그렇게 그뭐 당신 한 얘기 좀 해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 싸울 때는 그냥 똑바로 그 어떻게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맨날 해도 미안하지 않아? 내가 뭐미안한 게뭐 있어 나는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아니 그당한거보도 뭐. 내가 지금 뭐 저격에 한게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말을 이렇게 걸러서 잘해야지. 다시 안 벗어나. <laughs> 바람 쐬니까 좋네. 근데 여기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게 없네아 오늘은 조금 날이 음. 날이 따뜻해. 그죠? 어 날이 따뜻하고 음. 바람도 없고 여기, 여기 고기가 얼마나 많다. 고기 비린내 난다. 알아볼 거예요. 응? 고기 많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아니, 고기 비린내가 나. 또 고기 비린내가 나. 물 비린내, 물 비린내. 그렇지. 그러니까. 나서 가니까 어딜 가나 뒤는 없다 이렇게 와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이, 이 저기 꽃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도 지금 안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조그맣게 나왔어 조금 더 있어야 돼 근데 이럴 때는 그 냉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뿌리 굵은 거 어. 그런 거 캐가지고 그냥 금방 즉석에서 무치면 맛있잖아 어, 그 전에 우리 어, 그 전에 우리 저기 당신하고 낚시 가가고 거기서 그냥 직접 그냥 그 해가지고 그냥 무쳤잖아 근데 되게 맛있어 아유 나는 그때가 맛있었어 여기가 여기가 경치가 제일 나 아니 경치? 꽃피는지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강바닥으로 와가지고 아 그 아직 꽃핀지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네 여기는 그죠? 그죠? 응. 꽃피는지가 다음 주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죠? 꼬치이랑먹당 음. 여기는 자전거 타는 길이야. 음. 근데 이쪽 길은 자전거를 못하게 했는가 떨어져서 죽을까봐. 그죠? 그렇지. 여기, 여긴 안 되지. 여기. 음. 자전거 타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안 다니고 자전거는 저 바깥의 길로 가네. 그러니까. 그죠? 음. 우리 대전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대다가 사진 찍는 모습을 음? 그죠 렇 보이지? 우리 열심히 찍어줍니다. 저 렌즈가 꽤 비싼 거래요. 돈천만 원대 되는 렌즈래요. 아, 그 어, 그러니까 저기 영상은 끝에 나는 거. 저거 내가 보니까 저쪽이 저 나무 있잖아요. 네. 거기 자전거 타고 막 쪼쪼 오잖아. 거기도 거기 보니까 그게 바로 이 벚꽃 나무야. 음. 나하고 그 자전거 타고 아우 당신 그 자전거 청년 여자가 자전거 타면은 응. 6개월 안에 얼굴 까지는 거 기본 아니 그거 그거 뒤에 그거 닮은 거잖아 어 아, 사, 저거 삼다리? 응. 어, 그래 불평은 되지 그거 닮은 쟤들도 뭐 이제 그렇게도 처음에 배운 거예요 그래 응. 쟤들도 누구 뭐쓴 것도 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응. 그 당신도 한번 한 바퀴 바라볼까? 응. 아그 자전거 거기 가서 물어봐야지 나도 물어보 Thank 걸려. 이게 더 틀려. 내가 노래자랑 한번 나가보려고 전국 노래자랑에 시장의 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어딨나 거짓말이야 김씨가 노래 잘 불렀는데 그만 되는 전국 노래자랑 이거 갖고 한번 나가서 힘좀 빌려보고 그 지평 있습니까? 궁금하냐 한번 저기 이름 이거 빌려볼까? 난 가문에 생크가 나는가 봐도 응? 다음부터 농인내로 해. 그래서 뚝뚝이 갖고 나와가지고 그 절대 못 누는 거야. 그러니까. 연두색 비행기네? 아유, 비행기 아니, 거기, 거기 반품을 해고 싶어서. 아 지내야 하잖아요 저게? 카메라 나와? 어. 카메라 나오고. 어. 아, 좋다. 냄새가 나. 네, 무슨 저기 향수 같아. 어, 어. 네. 오늘만 향수. 그저 장독집, 저 뚜껑 하나. 갖고 와. 집에 당신. 당신 그랬잖아. 어, 그안 되지. 농담하자 하는 거지. 저기서 잠깐 뭐, 뭐, 뭐, 찾는다. 여보시오. 아, 여기가, 여기가 아라뱃길 인천 방향으로 오다가 들린 데거든요. 거의 이제 끝지점에 뭐, 온 거예요. 그래요? 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화 이화동 매화동 아 매화 매화동산 공지원 매화동산 공지원 그러네 바람이 시원하게 좋네 지금 딱이 네? 어 지금이 딱 좋아 아까는 엄청 더워 거기 브라질 매화야 매화 지금 어? 기는 브라질 여기 가지나무 아 가끔 아, 그 저거 한국 들려 다른 양들 어 그려 이게 무슨 화장품에서 났던 어, 어, 어, 그 어. 냄새도 어, 무슨 화장품 무슨 화장품이더라 그거 화장품에서 어 샴푸는 아니고 아니 화장 화장 화장품이야 화장실, 화장실. 와, 어때? 이게 한번 오고 받쳐졌어 저거 오게. 내 이걸로 되고. 여기야, 여기 벤치 앉으실래요? 그래요. 와, 너무 예쁘다, 사진. 어? 그래, 거기가 이쁘게 생겼더라고. 여기 앉읍시다. 여기 앉아서 쓰읍시다 더 부끄러지게 뛰겠어요? 너무 또 하얗게 날리지 마. 너무 날렸지? 아이 또 저기 뭐 강심한 양태가 날려놓은 건가? 아니야. 근데 이게 이거 조금은 들었다. 이거부터 또 시장 강바람이라서 여기가 여기가 여기 우리 공원보다는 늦게 피다. 그죠? 아주 늦게 피. 지금 막 연가 막. 키가 키가 작아서 여기 와서 여기 여기 여기 와서. 아, 여기 또멀리띠 아니. 음, 음 냄새가 이렇게. 아. 그죠? 음, 꽃냄새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주로 이게 매, 매화당이라고? 응, 어, 매화당이고, 이게 거미이야 거며, 유희, 강선생, 상담원. 상담원. 상담원. 상담원. 어오며 유기, 유희강 선생은, 음. 유희강 선생이 여기서 살았지만, 근데 우리 저기, 그래서 아파트대로 쭉어요 아파트로 있쪽으로 아파트대로, 대양목 쪽으로 아파트. 아, 우리 거의 다 왔다. 저 다리 보니까. 안 그러냐, 대다? 저 다리에? 그, 저 다리 우리 그때 건너갔어. 좌측으로 가니까 영정대 보이지 않으세요 연못들까 여기 프게이트가 가장 여기 나무도 뭐가 나무? 뭐 사는 거야? 응. 살아갖고 이게 오래됐네 저런 게 굉장히 오래된 나무네. 여기 여기 막 냄새가 너무 좋아. 아직. 음, 아, 저거, 저거다. 무슨 스킨 냄새. 어, 어, 어. 어. 어? 아, 여기, 여기 그냥 있어도 냄새나네. 여기 좀 봐. 이거 다 냄새, 다 냄새. 다 어? 그 냄새, 다. 아, 다 냄새가 나. 이거, 아니. 너무 좋아, 이거. 여기 와봐. 여기 와서 와 여기 여기 너, 너는 못 맞잖아 너는 못 맞잖아 갖다 들이대도 모르겠어 너는 원래가 너도 못 맞춰 나 향이 있는데 그래? 왜 좋네. 대밭에서 아, 여기 대밭 대밭 들어가봐. 그러니까 아니 내려가면서 대밭에서 저기 있어. 있어요. 어, 벌집 가겠죠, 벌. 벌 꽃이 피니까. 벌, 벌, 벌, 벌. 아, 이게? 네. 이거. 잘 나갔지? 머리 조심, 머리 조심. 근데 여기 저 있잖아. 그런 여기 있잖아. 아, 잘하네. 아, 아.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싸기가 딱이네 딱 날씨도 날씨도 닦고 햇빛이 쫙지지도 않고 바람 흘렸다 바람 닦지 이게 하나 둘셋 이제 완전히 한 수치 되겠지. 완전 상태. 아, 그, 그, 그, 오늘은 이제 가더 깜깜해요. 네. 이것보 먹고 먹고 먹고 즐기는 거 이제 한 마디 배웠나요? 그래 먹고 잘 나오네. 아, 오늘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음. 아니, 여기 께 와가지고. 그렇지. 나란히 걸어나시다 당신과 나는 경쟁나 장작대 소문 나부터 데나가요 그래 당신이 꽝꽝 묶어나 보내주니까 나부터 데나가요 아유 네. 아직은 조금 더 있다 이따 가야지 빨리 나오게 저 이제 그 경인 아라뱃길을 이제 저기 김포에서부터 인천역이 끝에까지 다 왔습니다 저 풍차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한 것 같네 <laughs> 오늘 이걸로 해서 저 마무리 좀 해야겠네 자 우리 서로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소감 좀 얘기 오늘 고생했어요 우리 대자 네, 네? 고생했어요 네아 우리 아들 고생했어요 알았지요 네 여보 당신은 가만있어봐 자 구경 아, 너무 잘했네요. 구경 잘했어요? 예. 어, 나도 구경 잘했는데. 예, 구경 네, 너무 우리, 잘했고 예, 바람도 또, 또 좋은 데 가서 네. 또 찍어갖고 네. 좋은 영상을 또 보여드리자고. 예, 그래요? 맛있는 커피 네. 네, 커피 마시러 갈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저기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빠이빠이요.